내가 볼 땐이 렌즈 존나 짱이야 뭔데? 개 밝고 일단 존나 밝고 우와 이렇게 보이잖아 쌤 네. 잘생겼네 너 그래 아빠 유통화 간다 그래 <laughs> 뭐라고? 내가 아버지 멋있어 물어본데 애가 우리 아버지는 뭐하지 아, <laughs> 뭐 하지? 집에 갔더니 아빠 아버지 직업이 뭔데요? 그러니까 누구 아버지 유통한다 그래 유통이 뭔데? 그러니까 누구 아버지 장사한다 그래 빠가르네 <laughs> 장사한다네 <laughs> 미놈이 엄마가 장사한다네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아빠가 그래 누구 아버지야 너는 장사한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야 선생님이 산다 너가 아버지 멋이노 물으니까 우리 아버지 장사한다요 <laughs> 여기다 올려. 거기요? 그릇에 그릴 조금 묻으면 안될것 같아. <laughs> 괜찮다는데. 옹기종기 먹어야지. 그래서 옹기. 그 그거는 안 사서 번개탄? 번개탄이요? 우자 형이 알죠. 우자 번개탄 샀어? 번개탄이요? 응. 음. 번개탄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. 그럼 못 들은 거네. 연탄불 꺼졌을 때 뭐라 그래? 네? 어? 연탄불 꺼졌을 때. 발로 차지 마. <laughs> 연탄 불 꺼졌을 때 뭐라? 짱짜장 짠짠짠짠짠 짠짠짠 삼탄 몰라? 그 노래는 알지? 짠짠짠짠짠 좋은 것만 들은 방송 때 부르자는 거야 아니면 뭐 영근이 노래를 부르자는 거야. 썸데이 예, 어? 조식 때 그냥 어. 초대 좀 떨어졌다 싶으면은 어. 게스트로 불러가지고 괜찮아 그건 내가, 내가 그 부탁할 수 있어. 아래 땅길 한번 하면 좋아할 것 같아.